Thank you. 해서 내일 비하러 오겠지 단행님이 나오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치킨 먹으러 치킨 먹으러 적당히 먹고 가려고요 음, 어, 어, 어. 오늘은 치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등장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잠깐만 뭐 오랜만은 아니잖아 뭐 어쨌든 네,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러 갑시다 더블 커터가 메뉴에 없지만 이렇게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격이 집에 갑니다 <laughs> 콜란다 아? 요즘은 어? <laughs> 어제 먹고 남은 치킨과 밥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잠깐 밖에 나갔다가 각자 카페 가서 작업 좀 마무리하고 가려고요 오늘도 영상 작업 아 요즘 겁나 길어 티 제가 정말로 진짜로 오늘은 이제 나가서 좀 걸어 다니려고 했는데 지금 미세먼지 비상 떠가지고 6시부터 아, 9시까지 네, 재난 문자 왔어요. 재난 문자. 재난 문자 올 정도면은 엄마가 해준 사과 주스. 사과 간 거야 그냥? 수롬에 내린 거? 저녁 저녁 아 해비다 밥다 먹고 이제 와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는데 사과 주스 그리고 올 향이 좋은 천혜향 생일 케이크 말끔하대 뭐야? 맛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먹어볼라고 맛볼라 좋은 아침입니다 카페 가서 영상 작업 어제 해변까지 한 거 있거든요 네, 그거 이제 이어서 편집하고 이어서것 하려 했는데 근처에 포켓몬이 떠가지고 포켓몬 레이드 3연 연속으로 세번 하고 다시 이제 카페 가서 영상 작업 이어나가려고요 좀 많이 걷고 있어요 친구 만나러 갑니다 친구 만나러 아 추워 밖에 되게 춥네 사어랑당근이랑 다른 거 수산장이랑 네, 천혜향 이렇게 해서 저요? 아니 저 동영상 동영상 찍는데 거예 접시 접시 치우 아 네, 지금 이제 진주에서 창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밤이 늦었네 세상에